와 까니발 까니발 게임 전주를 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저요? 전주 저 알겠습니다 전주 이행시 한번 가봅시다 전전 먹고 싶다 주 주막집 알겠습니다 발로 찬다 진환이는 <laughs> 지각쟁이죠 진짜 인정해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지각 얘기하니까 진짜 저렇게 말 돌리는 사랑이 안 아니요 약속해 음. 여기서 비트 주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 안녕